2021년 4월 21일 여행 4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urso. 세다 세다 잠깐만. 어? 어? 성가에 간만에 이렇게 센데 처음이다 세요 세요 지금 건물을 어떤 방을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잠깐만 일어다 여기 남비형 유상한 기운 님께서 주신 장소입니다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어? 어? 어? 어? 뭐야 저거? 어디 계세요? 어? 잠깐만요. 어디 계십니까? 와, 아, 씨발,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나 진짜. 아. 와 잠깐만 눌린다 와 너무 세다 와 너무 세다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와 잠깐만 부적 태워야 돼 부적 태워야 돼 잠깐만 이런 부적을 좀 잠깐만 돼요. 와 부적을 불은 끈 적은 있어도 여러분들 여러분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적을 불이 꺼진다거나 부적을 태우다가 중간에 타다가 안 들어간다거나 안 타 들어간다거나 불을 끈다거나 이런 적은 있어도 부적 자체를 빼앗아 간 적은 처음입니다 부적 자체를 빼앗아 간건 처음이에요 와. 와, 나 미쳐버리다, 진짜. 아. 괜히 부적 때문에 더 빡쳤는가 모르겠다. 할매,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어디 계세요?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미쳐버리네 몇 번을 빠꾸 하냐 DMB 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할매 할배 제가 어? DMB 한대 드릴게요 조금만 화 좀 삭히시면 안되겠습니까? 와 미치겠다 어? 어? 혹시 거기 계세요? 할아버지 제데미한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으아. 으아. 설마 따라오진 않겠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오 씨발 뭐야 근데 이게 왜 부적이 여기 있어 이게? Let's 내가 웬만하면 이것까지는 안 쓰려고 그랬어 아니 아무도 없다니까? Ugh.